아 진짜 미안하네. <laughs> 고민 스포 우리 안 알았어. 나왜 영상 찍고 있는데 때리냐? 죽을래? 근데 나 대광시 좀 약간 아. 사랑해. 어제 밤에 많이 대광시 좀. Thank <laughs> you.